너나 잘하세요. 산소를 느껴요. 산소 같은 여자.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라면 먹을래요? 일하는 건 어때? 서정현 씨?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. 어딨어요? 누구요? 그만하라고. 저 경찰인 건 아시죠? 우리 윤수 음, 잘 부탁해요.